MR 포슬포슬한 두부 두루치기입니다 부칙입니다 일단 <clears throat> 부드럽고요 간이 정말 잘 배어 있어요 약간의 자박자박한 국물이랑 이렇게 해서 꿀맛이죠